야, 팬티가. 뭐. 엄마 처음부터 다시 다시 다시 처음부터 바로 하면 돼. 나 볼게. 아니, 아니, 엄마. 바로? 제일 나은데 왜두 번이나 나? 아 그러니까 아니 넘어질 뻔한 거야 아. 이치됐어